아주머니 혹시 아까 그 사람이 다음에 어느 쪽발 맞는지 기억나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맞춰야 아줌마도 살아요. 그게 왼쪽 같긴 한데. 아니야.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어. 아, 어, 어, 아, 니야 아니야, 아니야. 바로 왼쪽으로 갔어. 아니야. 거기서 오른쪽이었어. 아니야. 왼쪽 갔다가 왼쪽으로 갔어. 아니야.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왼쪽. 아니야.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어.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바로 왼쪽으로 갔어. 오른쪽. 아니야. 미칠 생각이야. 거기서 오른쪽이었어. 야, 이 씨발 남자. 왼쪽. 씨발. 쌍둥이랑 나랑 서울대 조수 조사문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 오른쪽이었네. 아니야, 거기서 오른쪽이었어.